2019년 9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누구 계신게라오 계신게라오 계신게라오 계신게라오 가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어? 누굽니까? 계신게라오 계신게라오 거기 누구 있잖아 거기 누구 있잖아 계신 게라오 어? 올라와라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올라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냐고 말해. 아, 기야, 아, 아, 아, 아, 라미야. 아, 저기 가라 악령이요너 누구야? 아. 어? 마치라우 그분 아니구나. 마치라우. 그분 마치라우. 마치라우. 기다리고 있어? 뭔가 원망이 가득한... 가득하... Mm-hmm. Ah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